원장님 지방 흡입후에 붓기 빼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. 음. 제가 보기에 유독 흡입은 붓기 관리에 대한 썰들이 음. 인터넷상에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붓기 빼는데 <laughs> 아주 효과가 좋다는 그런 결론을 얻기는 과학적 근거가 많이 부족해 보였어요. 그 이유는 지방 흡입술 자체가 안녕하세요. 레아트 상의외과 원장 최평림입니다. 호박즙 먹으면 붓기가 빠진다는 게 팩트인가요? 호박즙에 대한 효과는 어, 이뇨 작용을 통한 붓기 감소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호박즙을 많이 복용하면 지나친 당의 섭취로 인해 살이 찌게 되는 부작용을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? 그러면 정석으로 붓기 빼는 방법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병원에서 처방하게 되는 약을 제때 복용하시고 냉찜질을 해주시고 이후에는 온찜질을 통해서 붓기를 빼주시는 게 좋고 마사지를 충분히 해주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지방 흡입 후에 붓기를 빼는데 땡땡탕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건강 과 관련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죠 특히 주 원료들이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어, 이뇨작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주의를 요하게 될 것 같아요 음, 성분에 대해서 꼭 확인이 필요해요 두통, 어지럼증 같은 심각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히 지방 흡입 수술하신 분들에게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생리불순, 그리고 소화불량, 이뇨작용 등은 뭐 여러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 충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굳이 복용을 하셔야 된다는 분들은 지방 흡입 수술 2, 3개월 후에 전문가와 상의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어, 유산소 운동은 붓기 감소에 도움을 주지만 어, 필라테스, 헬스 같은 운동들은 한 달 후, 회복이 된 후에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흡입 수술 후에는 어, 지방층이 좀 얇아져서 근육이 예전에 비해 잘 드러나게 됩니다. 특히 하체의 경우에는 흡입 후에 앞 허벅지가 앞으로 좀 도드라진다거나 햄스트링 같은 뒷벅지가 좀 더 튀어나와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어, 라인이 예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운동을 하고 싶더라도 한 달 정도만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술 후 초반 한 달 동안에는 붓기와 몸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후에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 체중 관리를 잘 하셔서 보다 예쁜 몸매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아트 성형외과 최평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